슬슬 시동을 걸어볼까? 이번 한 번만 봐줘. い 2번 Yeah. 긴장되네. 卡！ 긴장되네. 긴장되네. 자! 하! 이번 한 번만 봐줘. 자! 미안, 죽기는 싫어서. Thank you. Thank you. 아, 긴장되네. 어, 긴장되네. 2번 자 이번 한 번만 봐줘 이번 한 번만